가보겠습니다 네, 부에데 따 부에데 따 Buenas tardes 하야 띠또 오늘 뭘 만들 거야? 그냥 치킨 스테이크 치킨 스테이크? 오니언 갈릭 Entonces los ingredientes que necesitamos para preparar el platillo de pollito que va a ser hayato es obviamente pollo, necesitan esta salsa que se llama kikoman, eh, salsa de soya, esta es sal, también necesitan eh, aceite de sésamo, este es indispensable para darle el sabor, vinagre, nosotros vamos a utilizar vinagre de manzana, también ajo o ajo en polvo más fácil y práctico, azúcar y cebolla. cocinando juntos Cocinando en pareja. en pareja. 오이. Ay, Urgot 같다. 양파 너무 세. 야, 또 왜 이렇게 나쁜 남편? 아니. 그래서 울고 내가 있어. 이런 거 해야지. 내가 뭐 몰라. 생각이 안 나는 거잖아. 아, 나는 진짜. 좋은 남자라. 교육은 한국 때랑 맞았어 어디 오빠 이건 느낌이 아니네 no. 진짜 힘들어 이거 하야죠 이제 못해. 아, 아, chicos estoy llorando de verdad. 아. Cocin- Cocinando en pareja with crime. Gambare, gambare, Tania. Gambare, Mamá me gambare, tiene llorando con la cebolla, ¿ve? Pasa máquina. Sí. <laughs> Apuro. Hayato y son algo que Ay, me encanta ver cómo cocina mi papá. Es muy divertido. Ojalá me dé un poquito de lo que sea que esté haciendo. Yo siempre soy una buena perrita y merezco comer comida que no sean croquetas. 내가 아직 맛을 완전히 느낄 수 없어서 그래서 요리할 때마다 항상 타니아 도움이 필요해요. Yes. 와우, 셰프 같아. es la verdad, la hora de agregar la salsa. La salsa la verdad está súper rica, pero Em, vamos a oler un poquito a ajo y a cebolla. <laughs> kayak chicken 조금? 100%는 아니지만 괜찮은 것 같은데 음, 맛있어 내가 오늘 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카페에서 스페인어로 시켜보기 먼저 카페에서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찾아볼게요 내가 아는 거는 은하 은어 dos, por favor. 그런 것들. 근데 조금 더 얘기해보고 싶지 않아? 오케이. Un café, por favor. Un café, por favor. 이 뭔가 이렇게. Y un pastel. Y dos, dos, verde latte. Té verde. Té verde latte. Por favor. 이렇게. 먼저 건부부터 시작. 카페. 생노. 지키는 방법. Un café, por favor. ¿Me da, por favor? ¿Me da un café, por favor? Muy bien. ¿Me puede dar? ¿Me puede? Ah, me puede, yo. ¿Me puede dar? ¿Me puede dar? ¿Me puede dar? Un café y te perderate, por favor. Muy bien. 이게 괜찮네. 이제 카페 가자. 오케이. la plaza a donde venimos se llama Plaza Herradura y es mi plaza favorita en Tampico. Se me hace muy bonita porque tiene muchos locales al aire libre y el cafecito al que vamos a ir se llama Tegas. Es un café que es de aquí, de mi ciudad natal, Tampico, y la verdad es que es muy rico. A mí me gusta más que Starbucks, entonces por eso venimos acá. Mm, oh sí, Starbucks pueden un manichuaje. local, local coffee shop. 네, 일본에서 카페라고 하면 스타벅스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일본에 있는 동안 왜 있는 스타벅스 많이 갔어 네. 그리고 일본 스타벅스 너무 잘하잖아요 음. 그래서 나니아도 많이 좋아하게 됐어 네네네 그래도 <laughs> 내가스 더 좋아해요? 네, 스미마센 가차 Me puede dar, me puede dar, ok? Me puede dar, por favor Sí Fighting Ok, go 우리는 밖에 있는 테라스 자리를 선택했어요. Por eso vinimos aquí, porque este café tiene terraza afuera. 테라스 afuera. Terraza. 테라스 afuera. 근데 terraza는 보통 afuera 있어. 아, sí, 그러네. 카페 있고, 음. 차이티도 있고, 스무티 있어. 음, 아니면 녹차도 있어. 음, 나는- caliente, por favor. 제일 좋아하는 거, 플라밍고. Flamingo? 락티. 이런 거. 락티랑 바닐라. 어, 테? Hayato ama うん、はやとあまチョコってシンシナモンああミアネネがおりょう ah, ah. de verdad salir con Hayato a comer a un restaurante, a lo que sea, es tan difícil. Tan difícil. Quiero comer cookie. Ah, cookie, cookie yo y no me manches. ¿맛있어? Sí, Cookie con chocolate. Sí. chispas de chocolate. Bravo. Ok, ok, you eat your cookie. Tiene muchas menú. Muchas cosas en Muchas el menú. cosas, mu- muchas cosas en, en el menú. Sí. Sí. Y todo está muy rico. Esto no es comercial, pero si me quiere patrocinar, pues adelante, cafecito. 어떡하지? 나 <laughs> 진짜 많이 시간 걸릴 것 같아. 그냥 카페 먹을까? 왜냐면 여기 봐봐 너무 예뻐 라떼 아트 예쁘다 아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예, 이분이 내가서 만든 사람? 예. no, no, 만든 사람 아니고 커피 만든 사람 예. 어떻게 해? Buenas tardes Sí, buenas tardes, mijo ah, Te va a llevar ¿Me puede dar un latte y... ¿Taniano? Flamingo Ah flamingo, por favor. Un café latte. ¿Me puede dar café latte y flamingo, por favor? Flamingo, por favor. ¿Te? Muy bien. Ok, 가보겠습니다. ¿Me puede dar? ¿Me puede dar? Buenas tardes. Buenas tardes. Ah, aquí. Aquí. Ah, me puede dar café latte y flamingo, por favor. ¿El latte será mediano o grande? Medio. Mediano. ¿Y flamingo, frappé, caliente? Frappé. Frappé, por favor. ¿Mediano o grande? Mediano. ¿Algo más? No. Ah, sí, sí, sí. Y... Señorita, también le va a ordenar otra cosa galletas. Galletas. Galletas. Tengo de arandas, mané, chip chocolate y de gran chocolate. Chispas. Chispas de chocolate, por favor. Sí. A ver, se lo Sí, gracias. Sí, gracias. Muy bien, muy bien. Lo hiciste muy bien. Felicidades. ¿Me, dio? 우리 사이즈 연습 안 했다 근데 잘했어? 메디아? 메디오? 메디안노 메디아노 메디아노 작은 사이즈 그란데는 아는데 메디아노 몰랐어 메디아노 i s medium size 아 오케이 아하 근데 여기 작은 거 없어 그래서 메디아노 제일 작아 오케이 오케이 메디아노 오케이 근데 이제 하나 배웠어? 시 한번 서면 할수 있을 것 같아 아, 토로스 와우 상상 이상 엄청 잘하는 카페가 나왔죠 와우 예뻐 네, buen provecho. Buen provecho. Yay. Salud. 오, 살짝 초콜라떼. 음, 모카 들어가 있네. 아, gracias. Gracias. Buen provecho. Vean qué rica se ve esta galleta. Chocolate. 음. 맛있지 맛있다 고기도 좋아하러갔다 아 카페 진짜 맛있다 오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여기 커피 너무 맛있어 음. 그래서 유명해 스타벅스보다 잘해 Sí. 스타벅스에서 우리는 항상 녹차라떼 먹잖아 sí. 짜이라떼 <laughs> 카페는 안 먹어 카페 먹을 때는 내가 좋아야겠다 sí, s 근데 내가 맛을 완전히 100% 느낄 수 있을 때 나는 녹차라떼 먹으러 가고 싶어 네. 그때까지는 나는 안 가. Ujú. 100% 느끼고 싶어. Todavía de repente como que a veces le sabe, a veces no le sabe, a veces huele, a veces no. Pero sí, Pero hoy te sabe. sí, poquito. Porque café es muy Fuerte. fuerte y 조금 bitter, Ah, sí, amargo. amargo. Por eso ah, puedo siento saborearlo sabor al algo saborearlo saborearlo saborearlo remolcate 대몰 추정합니다 I highly recommend Degas patrocinanos 오이씨 진짜 오이씨 voy a comer cookie Mmm, ¡Solo! Suavecito. Mmm. Muy rico. Mm. Hasta rico! Muy rico. Chocolate es the best. Lo mejor. Lo mejor. Mmm. Así no está. El chocolate y el café. Y el té verde. Mmm. 아 y e s t 다 좋았어 애 d 프 c h u 베스 s ó n Es la 조금 많이 느꼈어 지금 여기 초코 있어. 에? 그냥 옛날에 다니는 여기 와서 뭐 했어? 친구랑 무슨 얘기를 했어? 남자 나에 대해. 아니야, 우리 이런 사람들 아니잖아. 우리 이런 저치 스타일 아니. 어, 뭐 무슨 얘기? 우리 완전 오타쿠였으니까 한국 드라마에 대해 같이 많이 얘기하고 아. 아니면 <laughs>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해. 음. 근데 내 친구랑 나 엄청 큰 오타쿠들이었어 <laughs> 이 카페에서 특히 영화관 광고 항상 여기에서 친구들이랑 아. 많이 시간 동안 얘기하고 있었어 와 진짜 재밌었어 재밌었어 음. 그리고 그때 모두 한국 팬이었어 K-pop 좋아했어 예. 그리고 한국 드라마 그래서 와. 아. 나 이런 새로운 드라마 보고 있어 이렇게 아 너무 재밌었어 맞아 뭔지 그냥 카페 가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지 않아? 네 너무 재밌어 그치 그냥 집에서 만나는 것도 학교에서 만나는 것도 그냥 얘기는 할 수가 있, 는데 그냥 음. 카페에서 친구 만나서 얘기하는 게 모니기, 뭔지 지지 뭔지 너무 재밌는 거야 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영화 보고 그 다음에 카페 가서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그냥 아, 하고 네네네네. 이제 엄청 뭐라고 하지 특별한 건 아니지만 엄청 작은 햄버기라고 하나? 작은 그 햄버기 그렇지 uh 작은 햄버기더 햄버거인 것 같아 그렇지 아, 않아요? 다아 네. 큰햄버기보다 그 네. 이거 당연한 건가요? 아하. 당연한 네.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보통 이렇게 생각해야지 뭐가 작은 거 작은 거 하루 안에 작은 햄버거 덕분에 야, 좋은 하루 도할 수 있어 작은 햄버기 것이 많이 있는 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Disculpa. Sí, la cuenta por favor. La cuenta por favor. Por favor, R 발음이 너무 어려워. Por favor, por favor. 혀 운동. Por favor, por favor. La cuenta por favor. Disculpe. Disculpe. Disculpe. Disculpe. La cuenta por favor. Disculpe. La cuenta por favor. Sí, claro, enseguida te la traigo. gracias 잘했어 잘했어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할 수 있었어. 엄청 자연스럽지 않았어? 그리고 하야도 사줄 거지? 너는 la cuenta por favor 이 <laughs> 엥? 네. 엥? 계속 집에서 스페인어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집에서 공부를 해도 그냥 다음날은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렇게 직접 와서 이 상황에서 그 스페인어를 어떻게 쓰는지 직접 경험을 하면 뭔가 딱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츄에이션이 필요해 어떤 거래? 그렇지 내가 한국 공부하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경험도 해야겠다 estás haciendo muy bien Gracias de nada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